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코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오, 어, 감사합니다. 네. 왜 개강룩을 이렇게 입고 오셨나요? 저는 약간 눈에 띄는 거 좋아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? 좋아요. 어... 당신의 이름은 송나이이고 당신의 나이는 22살이고 당신의 직업은 대학생입니다. 제가 22살처럼 보이나요? 네. 네. 어? 아, 아닌가제 <laughs> 이름은 오영서이고 음. 제 나이는 21살이며 아. 아. <laughs> 제 직업은 대학생 맞았어요. 거의 다 맞췄네요. 네. 아, 네, 네. <laughs> 당신의 이름은 김연준이고 당신의 나이는 22살이며 당신의 직업은 대학생입니다. 저의 이름은 연세련이고 저의 나이는 22살이며 저의 직업은 대학생입니다. 오, 두 개 맞췄어요. 어. <laughs> 과가 어떻게 되세요? 저 호텔 서비스 과예요. 오, 잘어 약간 유아 교육과. 저 좀 유명한 과인데. 태권도? 예? 실용음악과. <laughs> <laughs> 아, 노래 잘하시. 아니요? 어, 아, 저 노래 잘하시는 분 되게 아 진짜요? 그럼 저도 좀 잘하는 것 같기도 <laughs> 나와 친해지기 위해 말을 놓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이름 그대로 부르길 원할 것이다 음, 네. 왜요?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음. 꿈 음... 같고 <laughs> 두 글자 이름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췄네요 제 이름 뭐죠? 어 영, 영선 영서님? 님 아니고 그 영서 영서야 <laughs> 누가 이름을 이렇게 물어요 네. 아, 영, 아 이거 어렵네요 <laughs> 당신은 나와 친해지기 위해 말을 놓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오빠라고 부르길 원할 것이다 사실 오빠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. 네. <laughs> 오빠 네 아. 아, 더워색해진것 같아요. <laughs> 다음 옷 보러 가실래요? 아. 네. 안녕하세요. 오. 오빠가 MT에서 장기자랑을 하신다면 춤을 출 것이고 지금 보여줄 수 있다. <laughs> 있다. 아, 제 바램이에요. MTS 장기자랑을 한다면 차라리 노래를 <laughs> 할 것이고 어, 지금 보여줄 수 없습니다. 어... 네. 재미없네요. <laughs> 영서는 MT에서 장기자랑을 한다면 노래를 할 것이고 지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.. <laughs> 사실 제 바램. 춤을 출 것 같고 네. 보여줄 수 없습니다. <laughs> MT 가서 장기자랑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? 아 저는 없습니다. 아, 네. 거의 대부분 나갔던 것 같아요. 아, 네. 혹시 나갈 때마다 1등이신가요? 아니요. 네. 오! 오! 그럼 노래를 못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? 네? <laughs> 저희 MT로 입었으니까 네. 한 소절만 네. 아, 자 오늘 떠나요 건강으로 <laughs> 건강으로 그, 한 4등? <laughs> 질문할게요 아. 네. <laughs> 오빠의 주량은 최대 3병까지 마실 것이고 주사는 애교가 나올 것이다 아, 저의 주량은 최대 한 병까지 마실 수 있고요 오, 어, 네. 주사는 잠들기 그리고 아까 말하신 애교 부리는 것도 있는 것 아. 같아요 그럼 네. 그 주사 네. 한 분만 저는 취하면 친구들이나 네.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해 어, 떤 식으로? 아 난 너가 너무 소중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, 좀 너를 이렇게... 꼬, 아서 어. 합니다 너 없으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아 어. 네. 당신의 주량은 최대 한 병 반일 것이고 주사는 울고 애교 부리기일 것 같습니다 땡. 아니에요. <laughs> 아, 네. 최대 3병. 3병? 근 주사는 실실 웃기. 아. 왜 울것 네. 같다고 생각하셨어요? 제 주변에도 약간 노래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네, 아 감성적이요? 네, 약간 감성적이고 울 것 같아서 술만 먹으면 아, 노래하시면서 아, <laughs> 최악 아니에요? 아, 아, 혹시 그럼 일주일에 술 몇 번 정도 드세요? 코로나 때문에 음... 많이 못 먹어서 한 일주일에 두번 음. 먹는 것 같아요. 그럼 자주 드셨을 땐 일주일에 일곱 번? 비슷한 거. 아. <laughs> 네. 오. 저희 다음은 또 네. 보고 싶은데 갈까요? 네. 어, 색깔이 맞네요? 그, 어, 근데 진짜 똑같다. 어, 그니까요 아까 입으신 거는 네. 솔직하게 말하면 음, 네. 감흥이 없었는데 <laughs> 아, 네, 네. 이렇게 입고 나오시니까 네.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깔끔하고 단아하신 이미지가 아것 같아요. 음... 잘 어울리세요. 감사해요. <laughs> 목걸이도 예쁜 것 같아요. 아까부터 하고 있어요.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당신이 썸 타는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면 노래방에서 이름을 <laughs> 넣어서, 넣어서 불러줄 것 같습니다 어, 극혐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래, 좀 귀엽게 왜? 노래 가사에 좋아한다는 내용이나 약간 사랑한다는 내용이 있을 때 약간 좀 제스처하면서 어, 나,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, 아 저는 거. 약간 막 보해 부르는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, 그런, 네, 네. 그런 줄 알고 아 아닙니다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네. 나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 싶 이렇게 그것도 좋네요 <laughs> 다 좋다 음, 저는 만약에 썸 타는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면 한강이나 약간 공원 같은데 약간 한적한 곳에서 어, 사귀자 라고 할 것 같아요 <laughs> 고백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는 고백을 카톡으로 어, 아, 카... <laughs> 그냥 네 그러니까.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? 넘어갈까요? 네. <laughs> 아 이거 아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이거 네. 오빠가 지난 연애에서 가장 찌질했던 순간은 술 취해서 전 여친한테 전화를 건 것일 것 같고 음. 가장 상처가 된 말은 그만 좀 집착하라는 것일 것이다. 지난 연애에서 찌질했던 순간은 헤어지자는 상대에게 매달렸을 때 가장 상처가 된 말은 마음이 식었는데 너랑 계속 만났다 지금 네. 괜찮으세요? 아, 네, 지금 괜찮아 아. 네. 당신이 지난 연애에서 찌질했던 순간은 헤어지자는 상대에게 매달릴 때였을 것이고 가장 상처가 된 말은 지치니까 그만해 였을 것 같습니다 음, 비슷한 아. 것 같아요 아. 마음이 없는 남자친구한테 이제 매달렸던 그게 거 그게 제일 비참하죠 네, 네. 맞아요 <laughs> 그리고 네. 상처가 된 말은 너한테는 너가 너무 없다 연애를 하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네. 상대방한테 거의 대부분 맞춰주려는 성격이에요 네. 그래서 어딜 뭐 먹자 해도 제가 그냥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먹었으면 좋겠고 음. 놀아도 상대방이 놀고 싶은 대로 네. 놀았으면 좋겠어서 그냥 음. 그렇게 맞춰주려고 했었던 건데 네. 그게 좀 지쳤었나 봐요 음. 그래서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해가지고 저도 좋아하면 조금 맞춰주려고 하거나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건데 그쵸. 느껴졌나? 네 그럼 근데 그런... 그거 배려잖아요 그죠? 그쵸 음, 배려해주는 건데 근데 상수 될 만하다 네저 약간 바, 방금 동네 동생 고민 상담 들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<laughs> 다음 거 볼까요? 좋아요 네 그냥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별하러 왔구나 하고 딱 느낄 것 <laughs> 같아요. <laughs> 전반적으로 알았어요? 되게 어둡게 아, 네. 잘 입으신 것 같아요. TPO에. 저는 딱 나왔을 때 이별을 할 것 같은 옷은 모르겠고 그냥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게 네. 입었어요. 너무 마음먹고 온 거를 티를 네. 내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아... 당신의 평균 연애 기간은 2 0 1 정도일 것이고 당신이 연인에게 애정 식는 이유는 상대방의 달라진 말투 때문일 것이다. 완전 맞아요. 네. 한번 진짜 좋아하면 네. 꽤 오래 가는 편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네. 좀그 이상의 만남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음. 이게 근데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. 오빠의 평균 연애 기간은 1년일 것이고 아빠가 애정이 식는 이유는 해볼 만큼 해봤기 때문입니다. 저의 평균 연애 기간은 1년 이상 아니면 가끔씩은 좀 짧게 만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연인에게 애정이 식는 이유는 어, 술, 술을 먹는 건 괜찮은데 술을 먹고서 조금 그런 것들 굳이 안 가도 되는 술자리에 항상 가는 그런 거를 조금 음.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술 좋아하긴 하는데 네. 근데 저도 술자리 가기 전에는 남자친구한테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음. 자리에 가서 어떤 사람이랑 있고 연락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분위기다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주고 가는 음. 건 괜찮다고 맞아요. 생각해요. 커플룩 이렇게 입고 싶으세요? 네, 약간 아메카드룩이라 해야 되나? 저 아, 그런 진짜요? 걸 좋아하는데 멜빵? 어, 네 맞아요. 아. 그런 거 남자친구 이제 멜빵 아. 같은 톤, 약간 비슷한 톤으로 네. 귀엽게 음. 커플룩 음. 입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. 저는 어, 커플템으로는 후드티, 맨투맨 이런 걸 좋아해서 음...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성격이나 대화가 잘 맞아서일 것이고 우리가 만약 헤어진다면 술 문제 <laughs> 때문일 것이다 어, 저 근데 진짜 똑같이 썼어요 <laughs> 아무래도 술을 음.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음. 그런 게 좀 잦다 보니까 음. 오해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음.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쵸 약간 술을 먹다 보면 어,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쵸 그쵸 약간 그래가지고 네. 오해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. 네. 네. 선택해볼까요? 저도 선택해볼게요 된 건가요? 된것 같아요. 와. 와. <laughs> 인스타 네. 아이디라도 반발해요. 아, 네. <laughs> 아이디 지금 <laughs> 어떻게 되는 모르겠다.